안녕하세요. 제일 우흠이에고요. 저는 오늘 어떻게 registration 하는 거하고 어떻게 D2L을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크롬을 쓸 건데요. 모든 브라우저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일단 학교 홈페이지로 가야 돼요. 페이스북이 아니라요. 네, 이게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예요. 일단 D2L을 가기 위해서 resource를 가죠. 이제 여기서 D2L을 눌러주세요. 여기 스타일드를 잡고요. 어, 만약에 스타이드가 없으시면요. 여기 가가지고 하나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만들지도 못하겠으면 이제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연락을 꼭 해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가 디트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Self-Registration에 가야 돼요. 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 International Student Online Orientation을 적겠어요. 이제 이제 시어 이제 여기서 계속 registration and 그냥 알았 알았 알아서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제 서밋하면요. 그리고 이제 끝내면 끝내세요. 그리고 또 끝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것을 이렇게 등록한 걸 여기 뜨죠? 많은 우리 같은 아시안인들 순간에 들어가 주세요. 아,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네, 여, 이쪽은요, 이제 학교에 모든 뉴스가 뜨는 곳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체크해주세요. 만약에 무슨 어떤 이벤트도 할수 있고, 이제 어떤 좋은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 참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클래스는 인터넷 e r n a t i o n a l 이잖아요이 오리엔테이션 클래스에서 오는 공지만 이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슨 무슨 날짜에 무슨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매일매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오면 그리고 이제 매테리얼 들어가서 콘텐츠에 가보시면 이제 모든 수업 내용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이 클래, 이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클래스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숙제라든가 선생님 lecture라든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는 숙제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제출한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는 이쪽 했거든요. 네, assignment 가, 가지고 이제 숙제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그리고 이제 무슨 만약에 만약 만약 이해를 못 하시겠거나 무슨 질문이 있으면요. 이쪽 메일로 꼭 여기 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민우학교에 어서 오세요.